하세요? 절대 제가 아, 안 좀더 맞아 안 하지? 뭘 하세요? 안 하죠. 요즘 게임 하죠? 내가 한번 찍을, 찍을 네. 거야 오, 오늘의 콘텐츠는 풋볼트예요 풋볼트 세요 풋볼트 풋볼트가 뭐예요? <laughs> 아, 이 오빠는 옛날에 그 하던 걸 고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증해 드릴게요 제가 30cm 뒤에 서브를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오늘의 컨텐츠는 푸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의 컨텐츠는 푸폴트예요 내가 다 찍어줄 거야 <laughs> 오늘의 코, 오늘의 컨텐츠는 풋폴트예요. 풋폴트 하십니까? 아 풋폴트 안 하지. 아저 어, 오빠는 안한 것 같아. 너 해? 풋폴트가 뭐예요? 네. 거예요 아 진짜요? 네, 포폴트 하십니까? 모르겠어요 <laughs> 내가 오늘 검색해줄게요 연희 왜, 왜 폴트는 안 했지만 더블 폴트를 그렇게 한 건지 말 좀 해봐요. <laughs> 아직 불안정해서. 내가 카메라를 대서 더블 폴트를 하면서 일부러 풋폴트를 안 하려고 아. 맞습니까? 네, 맞아요. <laughs> 어떻게 생각해요?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발레리나가 테니스 잘, 친, 잘 치는 것 같아요? 많이 늘고 있죠? 어, 네. 많이 늘고 있어요 어, 응. 음. 계속 부시하시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예요? 부시하시니까 <laughs> 아, 저, 이, 저...